네, 오늘은 프랑스 손님께서 저희 미정원에 방문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대화를 해보고 어떤 스타일링을 하실지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onjour monsieur, Bonjour. vous voulez couper les cheveux aujourd'hui? Oui. Oui. J'aimerais euh, quelque chose euh, de style un peu coréen, un peu classique, pas trop compliqué. Ah d'accord. Quelque chose assez frais pour l'été. Je pense les, les Français, euh, les cheveux, euh, c'est pas pareil. Mhm. Encore plus de fin, mhm. et plus de et, mais je pense que c'est mieux euh, que vous de, la même chose de, de style coréen mhm. c'est la moderne maintenant mhm. ici euh, les côtés euh, c'est un peu court mais pas trop et ici un peu long et on fait de, beaucoup beaucoup fait de le style l'arrêt euh, bouclé voulez, vous e s s a y e r a u r d h u i h m j'aime bien. Ça va? On peut faire ça. J'aime bien. Ok. 자, 오늘 여기 프랑스 손님께서 원하시는 스타일은 한국 스타일을 하길 원하시는데요. 쿨러 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이제 워낙 얇으시고 또 볼륨도 많이 없으시고 하니까 볼륨도 많이 살리면서 이제 옆에 옆통수가 좀 있으신 편이어가지고 이것들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이 안쪽은 좀 짧게 하고 번째 머리는 조금 어, 길이감을 좀 잘라서 좀 어느 정도 스타일링 하시기 편하시게 어, 제가 한번 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바, 세, 세 가지. 저도 한국 스타일 하는줄 아는데. 네? 아니 한국 말 네. 봤어요? 네, 조금밖에 못하지만 어, 그 정도는 뭐 알아들고 대답할 수 있어요. 와, 아니 한국말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잘하시는데 <laughs> 어떻게 한국어를 이렇게 배우셨어요? 옛날에 이거 제, 제 와이프가 대학교에 많았어요. 그 음. 대학교에도 어, 한국어 수업도 가르쳤어요. 아, 네. 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배우셨어요? 네네. 네. 와, 너무 좋다. 아니, 아까 그러면은, 아까 한국말 하셨지? <laughs> <laughs> 구로로 하셔가지고 네 너무 부끄러우니까 <laughs> 커피를 진행해볼게요 네 뭐, 뭐 좋아하는 음식도 있으세요? 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어 매운 음식 좋아하니까 죽볶음이랑 음. 치킨도 음, 곱창도 곱창 좋아하세요? 네 <gasps> 엄청 맛있어요 와 한국 사람 중에, 중에도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네, 맞아요. 응. 음. 네. 닭발 먹은 적있어 닭발 아직 뭐시도했어 <laughs> 맛이 어때요? 닭발이요? 네. 닭발은 별로 안 좋아해요. <laughs> 나안 먹어봤어요, 사실. <laughs> 한국은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8번 가보셨어요. 어, 한국 어떠셨어요? 좋아요. 진짜 진짜 커요 깨끗하고 취미는 뭐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노래방 그런 같은 거 음, 프랑스는 이제 좀 빨리 끝나잖아요 맞아 음, 뭐든지 근데 한국은 뭐, 뭐 편의점도 많고 뭐 노래방도 있고 음식점도 뭐 늦게까지 하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 짜지 않아요 <laughs> 차이점인 것 같아요. 한국 명실, 프랑스 명실보다 훨씬 더 음... 그냥 오, 어, 오면은 뭐 커피를 듣고 음. 음, 좀 얘기하고 음. 카트 잘하고 가, 갈 때는 음, 캔디를 주고 <laughs> 엄청 좋아요. 뭘 많이 줬어? 네네네. <laughs> 프랑스 명실은 그런 거 없어요? 없나봐요 본 적이 없으니까 없나봐요 음 그렇구나 길이를 이제 네. 어느 정도 잘랐고요 스타일링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오늘 뭐 어디 가세요? 끝나고? 머리하고 어디 가세요? 맛있는 데 가세요? 음, 식당 거? 식당 거 뭐 멋있게 네. 클래식하게 할까요? 네네네 네, 네. 클래식 음. 아니 근데 그 누구 닮으신 것 같아요 <laughs> 해리포터 해 그, <laughs> 그 말씀 많이 <laughs> 약간 이제 고객님께서 여기 요, 요, 요 부분이 약간 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커버를 해야 네. 훨씬 멋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커버, 하는 선에서 그 포마드 느낌 음. 그러니까 가르마 해가지고 클래식하게 한번 연출을 해볼게요 네. 여기를 커버를 해볼게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시니까 네. 제가 고데 기로 드라이를 또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귀 포마드 느낌의 드라이를 하시려면 항상 이렇게 옆머리도 약간 뒤쪽으로 날리듯이 C컬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드라이 해주시면 좀 더 자연스럽게 포마드 느낌이 연출이 가능하시거든요. 네,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커버를 해야 돼요 요 음. 그 요거를 요걸로 가려야 돼요 약간 컬을 이런 데는 조금 세게 해서 여기를 조금 커버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요 또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포마드 느낌의 스타일링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 보면은 네, 살려야 될 부분이 여기에 요 가르마 있는 쪽 여기를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잡고 여기 볼륨을 이쪽을 많이 살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그리고 나머지는 뒤로 넘어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스타일링 해주시면은 포마드 느낌이 훨씬 더 멋있게 나거든요 왁스 발라드릴까요? 네 네, 부모님들이 쓰실 때 새끼손과 새끼손톱 정도 되는 그런 양의 제품을 손에 네, 녹이시는데요. 녹이실 때 손바닥에 하얀색 제품이 안 보일 정도로 최대한 녹이는 게 포인트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지금 안 보이시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머리에 바르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손가락 사이에 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제품을 살짝 발라주세요 손가락 사이사이에 그런 다음에 머리를 이 손가락이 빛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코까지 음. 음. 바르셔야 돼요 겉에만 바르시면 안 되고요 코까지 발라주시는 게 손목이에요. 이 뿌리, 뿌리를 발라주시는 게 훨씬 고정력이 오래 가고 스타일도 더 예쁘게 마지막에 옆에를 눌러요. 처음부터 이제 옆에를 눌러주시게 되시면 머리가 굉장히 기름지고 떡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앞부분에 뿌리부터 잘 발라주시고 빗질하듯이 잘 발라주시고 뒤에도 볼륨 살려주면서 잘 발라주시고 마지막에 옆에 넘어가듯이 살짝 발라주시면 예쁘게 음. 스타일링 하실 수 있으십니다 감쪽 같죠?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한국에서 이런 포마드 스타일이 굉장히 유행, 유행을 하거든요 이렇게 안에 이제 커트 투블럭 커트로 했지만 사실 부담스럽지 않게 제가 잘랐어요. 그래서 뭐 이게 막 하얗게 보인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뭐 스타일링은 뭐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평소에는 그냥 뭐 내리시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냥 올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훨씬 예쁘실 거예요. 오늘 머리 저희 파리 미장원에서 머리 하신 소감 한마디 해주시고 그건 뭐라고 하지? 피드백? 어. 피드백 아니고 뭐 그런 느낌? 네 피드백? 아 알았어 네, 네 엄청 좋았어요 네, 머리 스타일도 잘 어린 것 같아요 원했던 어, 8시간 한국 스타일이 음, 좋아, 좋아니까 마음에 들어요 <laughs> 그러면 제가 이 영상이 보셨다면 제가 하면 네. 혜빈이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거 한번 해주세요. 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눌러주세요 같이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너무 잘했어요. 다시.